开吧。 呵 <laughs> 呵 응. 여기 다 올블랙이야. 나 개미인가 봐. 개미. 아 무릎 아파거든 나. 저쪽으로 가볼까? 약간 그흰 흰누 배경에 순수한 어린이처럼. 아 털면 하지 마. 좀 이따 해. <laughs> 嗯，吧。 고인 원래 이뻤지? 짝! 어! 여기 햇빛이 너무 예뻐 다음에 또 오길래? 네! 당연하죠 왜, 왜 이렇게 얼굴 빠았다요? <laughs> 예쁘다고 할땐 언제 고 예뻐 너무 예쁘다 이거 예뻐? 내가 내가 예쁜 게 아니고? <laughs> 어,